가자 가자 걸려 나이스 나이스 아내 바텀 좀 빡센데 잠깐 상대팀 미드 요네 진짜 게리 형님 맞나? 저 탈진 저 그 텔포 드시면 게리 형 맞을 텐데 맞네 우와 연예인이다 이거 게리 형님한테 보여드리겠다 게리 형님 캐리하겠습니다 라고 이러면 발리면 어떡하지? 나의 유튜버 우상 디코는 둠심씨입니다 둠심씨 그 나무 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율드댕님 아 네네 게리 형님 이, 이 미, 미드 안 진다는 이겼어 마인드. 이겼어 이겼어 어? 어? 어? <laughs> 나도 해야겠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야 아니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안돼 게리형 게리형 이겼어 외치니까 안되지 자이 판은 선열로 갑니다 이거 봐줘야 될 것 같은데? ward 열다 봐가지고 아니 아탑 망했는데? 어 그러게 형 게리 형이 우리한테 스포트라이트를 주셨어 그래? 음. 이게 뭔 소리냐 top이 망했잖아 그럼 누가 이겨줘야 돼 내가 잘해야 돼 괜찮아 할게요 신발 나오는 턴에 그냥 직스 라인 클리어 시키고 돌아다니는 판단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니달리라서. 잡았다. 아 역시 어! 아! 4세대 어! 아! 니달리하고 만났다 장구아 저기서 만나는 거 많은 거야? 헐 경가! 아니 노플인데 저런다고? 니달리도 노플이잖아 아, 그러네 그래 애초에 다이나 평타왔네 컷. 어캐하는 거야? 해볼게 뭘 주는 거야? mid 잡은 것 같아 보여주는 거야? 나잖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laughs> 아니 왜 그러세요 나오셨는데? <laughs> 걱정 마세요 선생님 야 빨리 달려봐 mid 상대 눈물 흘립니다 안돼 아, top을 roaming 가면 안돼 지금 나 mid 잘하고 있을 때 mid를 압도해야지 지금 top 가면 괜히 너까지 성장구도 말려 아, 다이애나 오케이. 아, 네. 위치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알겠다 위에다 어 이거 나도 위에 한번 뛰어봐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좋아버리는데 그대로 top 뛰면 될듯 근데 율댕? 이거 아니야? 노플 아, 음수 남아있다 음수 남아있다 음수 남아있어 아닌 것 같아 근데 시도해볼 만한 가치였다 아, mid wave freezing 해줄 테니까 천천히 가. 오케이 아 형 그런 거 아주 좋아 야, 전2 0점이야 아, 근데 씨. 야, 상대 블리츠 나왔을 때 직스 피고. 아, 한번 bottom 가볼까? 시야가 잡혀있는 상태라. 입지는 뭐. 해볼래? 빼보자. 잡은 것 같아 안 펼쳐요. 어, 왜, 그 위에, 뭐야. 요네 있어, 안 돼. 내가 끌릴게. 마요네즈, 마요네즈. 형, 이거 미드 한번 붙어보지? 어, 어,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어, 가는 거, 가는 거. 와, 개 미쳤다, 얘. 피오라도 아직 노공이야. 이거 우리한테 좀무리하 확실하가 진 예, 예. 살짝 빠지고. 오케이. 나 빠졌어. 어. 다 빠진 것 같아. 비스킷에다가 저거 도시리. 무릎. 너무 좋았고형 블락이야! 이게 블락이야 씨발 이게! 이게! 턴이라도 늦춰야지 성장턴 벌고 성장턴 나오면은 상대방 강제인이씨 요네만 어떻 처리해주면은 다이애나라 그가 충분히 킬해주고 이거 선열은 상대 근접 많을 때 가요 그리고 제가 carry하고 싶을 때 아좀 빡센데? 엥? 네. 괜찮아요 근데 저 잘 커가지고 한타는 좀 비벼볼만 할 것 같아요 충분히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플랫까지 가봅시다 아 근데 형 진짜 mid 딸렸는데 전령 안 뺏긴 게 진짜 신한수다 가자 이거 가자 가자 올려 나이스 나이스 와, 야 진짜 잘한다 열두댕 열두 드댕군 드댕군 어유 드댕군 이야 오케이 이번 판뒷판도안 물리는 선에서 게임하면은 좀 좋은 판이라 오이 도구 뭐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 <laughs> 미안해요 제 나이스 나이스 게임 다 비볐다 형 가자 미드 이거 뛰자 너무 빨리 탔는데? 야, 잡은 거 그래도 잡을만 할지 너, 너 요거부지 아 천천히 천천히 네. 나베 야무졌어? 형 야무져? 음, 너무 야무졌어 W 좋았어 그림자 커튼 유저는 다 진짜 받아들이니까 그으로 넣어줄게 오! 게리 형의 텔! 또안 가져도 되지 어. 우리가 빼줘야 된다 안되겠다 그만해야겠다 나 이게 버텨야지 아니 무슨 일이야 해보죠 일단 키워라 인풋 했는데 거지? 야 피오라 잡을만 할것 같은데 내려와봐 내려와봐 내려와봐 나 하는 중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어 하는 중 하는 중 nice! 아 진짜요? 싸워도 돼형 싸우자 싸움 열자 나 진짜 안주고 1대5 가능해 멋있어 나 mid. 어 이거 바론을 칠래 형? 어 쳐가지고 불러보자 이런다고 진짜 뺏기는 거 아니겠지? 나 뺏기만 아, 먹어라. 오케이. 바로 요네 마크 실패. 돌아와.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요네는 돌아오는 거야.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천원 주긴 했어. 1300원 줬어. 노플 노플. 600원이긴 해. 마, 마, 어 별로 안 줬다 형. 햄버거 값도 안 줬네. 1,300원으로 뭘살 수가 있냐고. 맞아. 3코 나왔네 근데. 만약 1AD라서 똥딱 에이스에게만 주는 겁니다. 부댕군. 따봉. 너무 좋은데? 여기서 뭘 사? 여기서? 피오라 노플 노플 도마 딱 걸어주고 노공 노공 지금 게임을 끝내도 되겠는데 가져와 시간 믿어 그렇지 아 좋아요 솔직 상황인데 좋아 나이스 끝내버려 많아가지고 그냥 헬프 맞나?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와 저게 다 야야 뭐야 그거 맞아 됐어 됐어 이야 제가 어 저게 안 잡히네 좋아하네 근데 여기서 배치 할 필요 없이 탑박스있 어, 아, 그 끌리고 한딱 열었으면 네 열어줄까? 아니야 천천히 해도 좋지 나형 진짜 안 죽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맞춰줘 나 피오라 컷 나이스! 오, 나. 율두댕! 율두댕! 율두댕! 율두댕! 율두댕! 율두댕! 레이스! 오지, 이 오로지 내 플레이만 하지 말고, 안 봤어. 진짜 이겼어! 이겼어!